남자는 내 여자는 당구 빠바밤 2019년 9월 11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사라 귀신 아니야 잠깐만 귀신 기운 없어 여기 좀 뭐가 변했어 잠깐만 흥얼거리. 누구요? 누구신게라오? 누구신게라 뭔 소리야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저희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희 고모가 준 부적을 지금 태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예 빛이 붙는다 어 조금만 더 아. 조금만 조금만 더 오. 어? 어떤 아줌마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. 정확하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뭔 소리야 어? 이거 지금 잠깐만 어디에 있어? 거기에 있어, 완. 거기에 있어, 완. 누구랑 같이 있어? 누구랑 같이 있어? 누구랑 같이 있어? 여기 일중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십니까? 화 좀 삭힙시다. 화 좀 삭힙시다. 자, 나오세요. 누구야? 갑자기야, 아, 씨. 아, 나 긴장 이파이 되네. 지금 미쳐버리겠네. 긴장 이파이 되고 지금 미쳐버리겠어, 지금. 남자는 내 여자는 당구 빠바밤 자 그만 자 그만하시게요 자 노래 그만 이제 얘기를 합시다. 남자 이번, 이번엔 남자야 소리 저 음. 설마 나 죽일라고 둘이 둘이 뭐뭐 뭐 얘기하고 있어 지금 둘이 나 죽일라고 둘이 나 죽일라고 나 죽일라고 아직까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다? 아니 그거밖에 못하잖아 얘기도 못하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 숨어서 그렇게밖에 못하잖아 맞지? 나한테 들어오지도 못하잖아 왜냐고? 내가 기운이 세니까 꺼져 뭐래 어, 어. 두고 보세요. 제가 오늘은 그냥 가지만 다음에 올 때는 제가 폿을 레미콘 뒤에 그 세멘트 만드는 거, 세멘 만드는 거 레미콘을 다 하나 실어볼 거예요. 기대하세요. 그때는 아예 세멘 뿌리듯이 레미, 레미콘으로 아주 뒤에 통에다가 한뜩 담아 고올 함께 기다리세요. 레미콘에다 실어고 올 함께 아주 개 보로꼬를 잡을 함께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어.